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아 진짜 지금 들어오신 500분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비밀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요 오늘 아. 진짜 특별한 달의 주파수잖아요 왜냐면은 음. 강아지와 이쁘디가 어, 있으니까 맞다, 맞다. <laughs> 되게 놀라시눈 어, 동그래졌죠? <laughs> 제가 없던 얘기를 했죠 네, 어서 어.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조금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유스 유스 발령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1 DJ 이쁘디와 강아지입니다 아, 다리 주파수는 이제 오피스 사연과 일일 e DJ를 맡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네.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달의 주파수 게시판에 남긴 사연을 선정한 후에 소개해드리고 네. 있으며 사연과 어울리는 추천곡도 추천해드리면서 공감과 위로가 되는 라디오를 진행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laughs> 아, 저희 그리고 근황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오빛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쵸. 들려주고 싶었던 근황 오빛분들과 이제 소통을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쌓인 근황들이 또 네. 몇개 있거든요. 어, 맞아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공일즈 어, 맞죠? 네. 체리와 올리비아 해가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와. 체리는 또 졸업식을 해가지고 네. 희진이랑 고원이랑 현진이 이렇게 음. 같이 축하도 맞아요. 갔었는데 맞아요. 1년만 젊었으면 저도 가는 건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laughs> 언니? <laughs> 저도 한 몇 달만 젊었어도 가는 건데. <laughs> 음, 아유, 진짜. 아유, 참말로. 체리 졸업식 날에 저희 네. 또 연습실에서 음. 케이크를 체리가 사와가지고 맞아요. 같이 먹었어요. 그게 무슨 케이크? 무슨 케이크 치즈케이크였다. 아, 어, 맛있었어요. 맛있... 너무 맛있었고. <gasps> 또 우리 올리비아 해는 네. 성인이 되어가지고. 네. 제가 예뻐해줬죠. 뭘 어떻게 뭘 예뻐해 축하해줬어요 어, 아좋요 분명 이것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요 네. 그러고 또 뭐하래 웃을 거예요 아, 그 다음 근황은 이제 네. 해시투 티저 wow. 영상 release가 공개되었죠 wow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컴백을 하기도 하고 네. 멤버들도 티저가 딱 뜨는 순간 저희 다 같이 소리 질렀잖아요. 진짜, 진짜 컴백하는구나 <gasps> 이게 어,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네. 첫 번째로 뜬 멤버가 이제 올리비아 해. 그쵸. 티저입니다. 나 올리비아 해 인디였죠. 오, 맞아요. BJ 명은. 네. 그 네.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오늘 후, 얼마 전에 떴죠. 네. 희진이. 시간 전에. 네. 희진 씨가 떴죠. 둘이 떴는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빨간 조명 그 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Red, 네. right. 네. 얼굴을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분위기 있게 만들어준다 해야 되나? 헐, 저는 모니터 사진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호빵이던데요. 에 아니에요. 왜 웃어요? <laughs> 왜 웃어요? 아니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laughs> 예 완전 예쁘게 이거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모니터 앞에 서가지고 예쁘다고 계속 해줬잖아요. 네, 감사해요. 네. 그 되게 저희가 티저도 진짜 예쁘게 어.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 앞으로 네. 나올 티저들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오비틀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진짜 보고 싶었대요. 아영님이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laughs> 다음 티저는 누구인가요? 음, 맞춰보세요. 바보나님께서 그래도 분위기는 호빵이었을 거야 지우야 라고 이렇게 아, 예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분위기는 호빵이었다고요? <laughs> 바보나 어딨어요 바보나님. 호빵 언니 너무 귀여워요. 음. 여소이다리님이 <laughs> 당당하게 스포해줘라고. 어, 당당하게. 어. 어, 빨간 비밀입니다. 조명이니까 피자 호빵. 오 피자 먹고 맛있겠다. 싶다. 저 요즘 진짜 먹고 싶은 피자가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 페퍼로니 피자라고. 네. 알죠? 유명하죠. 어, 그죠? 거기 그걸 진짜 먹고 싶어. 좀만 먹읍시다. 키티님께서 알바하면서 티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알바하면서 와, 피자를. 알바도 힘드실 텐데 저희를 저희까지. 기다려주신다니. 그러니까요.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드 립인지 맨입술인지 궁금해요. 음. 오. 비밀이에요. 맞아. <laughs> 아 브라질에 키스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오! 저 약간 네. 얼어가지고 oh my god. 귀에 아주 가까이. 오 마이 갓. 어, 저는 네. 제가 브라질로 가서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요 가세요. 예. 안녕히 계시고요.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 뽑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 뭐 먹었나요? 저요? 오늘 저녁은 저 오리 훈제 샌드위치 먹었어요. 오, 약간 저는... 근데 다이어트식으로 된 아. 맛은 막 그렇게 예. 막 그렇게는 아닌데 예. 그래도 다이어트식입니다. 예. 네. 저는 소불고기, 현미밥, 오리엔탈, 어? 소스 후레이크 추가. 저 그거 딱 아침에 먹은 맞아요, 거랑 그 똑같아요. 그대로 아, 먹었요 네. 예. 복사했어요? 카페. 어, 해외 배송 뽀뽀. <laughs> 네, 해외 배송 네, 해드립니다. 킥으로 제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로켓으로 날아갈게요. 좋아요. 저도 주세요래요. 밥? 아니면 저매추 해주세요. 입대님께서 저매추 해달라고. 어떤 저매추? 거? 네. 소세지랑 네. 와플. 배가 안 차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 찌개와 얼큰한 그런 게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도 소세지랑 와플 에 네, 그건 후식 정도고 <laughs> 어... 네. 매운탕 추천해드리고 아 매탕 좋아요 매탕. 매탕 간식 추천해달래요 어 간식 추천 간식은 소세지랑 와플이요 어 그래요 소세지랑 와플? 예. 좋아요 오늘 소통 뭐야 뭐야 김만두님 레벨 7이시네요 <laughs>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뽀미님께서 네. 저 고3인데 독서실에서 듣고 있어요.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 와 독서실 저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저도 거의 맨날 거기 살았죠. 아니, 저는 그냥 독서실에서 <laughs> 자고 그냥 숨 쉬고 <laughs> 제가 그냥 독서실과 무라 일체였어요. 그냥. <laughs> 저 저는 중학교 땐 열심히 살았어요. 어.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연습실에서 살았죠. 아. 아, 그렇군요. 저 지금 근데 조금 깜짝 놀랄 만한 댓글을 봤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친구한테 일단 아 맞아요. 보내세 아. 뽀미 뽀미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뽀미 시작. 뽀미 뽀미 화이팅. 예, 그 놀랄만한 메시지가 뭐죠? 아니 이응이 응님께서 네. 지우도 배에 힘주면 복근 있나요? 하는데 어, 저 지금 있죠.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만 보겠습니다. 네. 언니만 보여줄게요. 얘들아 아프지 마라는데 저희는 건강해요. 건강해. <laughs> 진짜 건강합니다. 네. 아 이게 진짜 갑자기 약간 채팅창이 네. 음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어! 배고프게 하려나 보다, 그죠? 네. 아 이렇게 삐아모 계속 여러분들과 네 채팅을 주고받으니까 음, 얼굴도 보여주고 싶지만 네. 조금 기다리면 나오니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달의 <laughs> 소녀 띠아모 포르투갈어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 띠아모 이거 예전에 오. 배웠었어요 띠아모 와 이번 뭐 먹고 싶어요? 저요? 네 음... 그거 뭐지? 제첩국. 제첩국.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첩국 음. 아시죠? 예. 어. 팬메이저님께서 아주 끄덕여, 끄덕여 주셨습니다. 역시. 이번 티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멤버는 하나, 둘, 셋.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요. 아, 츄. 아이. 어 이렇게 네. 많은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뭘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답해주고 싶은데 요 보이는 라디오 해주세요. 어 저희가 컴백하고 네.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아 조금만 기다려. <laughs> 와.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오빗 여러분들의 근황도 저희가 조금 알아봤고요. 네. 네. 몰래 나 혼자만 듣고 싶었던 소중한 노래들을 이달의 소녀에게 더 소중한 오비책에 공유하는 시간 이달의 같이 듣송 이달의 같이 듣송이란 뭘까요? 코이 네, 코너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소개를 해서 깜짝 놀라셨겠지만 아 깜짝이야 몰래 나 혼자만 듣고 싶은 노래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달의 소녀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네.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오, 언니 평소에 같이 듣송은 뭐예요? 저는 어, 보통 이제 강아디님과 노래 공유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서로 음악 그런 취향도 비슷해가지고 오, 서로 틀면 아 이거 진짜 아, 좋다 이게 아, 역시 역시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저는 이거는 예전에 그냥 학생 때부터 막 즐겨 듣던 노래인데요. 네. 려옥 선배님의 슈퍼주니어 려옥 선배님의 어린 왕자라는 노래예요. 어. 이거는 강아지님도 되게 좋다고 인정을 해줬던 노래인데 네. 이게 가사가 되게 좋아요. 뭐예요? 어린 왕자라는 되게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 노래인데요. 네. 한번 짧게 들려드릴까요? 네. <laughs> 여러분 아실까요 이 노래? 그 노래 좋죠? 오. 어 해볼게요. 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리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하고 싶을 거라고 오! 어,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괜찮아요. 아, 주 예뻐요. 되게 오디션 보는 느낌이네요. 아, 저는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멤버들이 되게 아. 떨린다고 했었는데 네, 노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요. 저희가 네.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씩 많아질 거니까 그럴 네. 땐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선배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봤대요, 아, 추랑님께서. 거짓말쟁이. 오, 너무 좋아요, 사과. 네, 아, 우리 강아지님도 네. 노래 평소에 되게 많이 듣고 부르잖아요. 네. 그 수많은 곡들 중에 음. 오늘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저는 진짜 좋아하는 백예린 선배님의 네. November Song입니다. 너무 좋죠. 네, 아 저도 그럼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clears throat> 진짜 떨리겠네요. 네. 네. I take pictures of you, especially b a care. 잘 어울리고 어 진짜요? 네, 목소리가 감사해요. 너무 예쁘세요. 어, 감사해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요? 추 노래에서 피톤치드가 나왔대요. 피톤치드 그렇게 좋은 음, 감사해요. 오. 아무튼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되게 많고 네.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네. 오늘 네. 저희가 뽑은 이달의 가치드송은 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맞아요. 끝나고 한번 꼭 들어보세요. 가사도 어... 너무 예쁘고 맞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달의 가치드송은 뭘까요? 오빛들의 오빛들이 이쁘디와 강아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한번 들어보고 저는 좋으면 캐스팅해서 네, 연습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통 평소에 편지에 엄청 적어주잖아요. 이 노래 해주세요. 맞아요. 전 그러면 그게 너무 다 들어봐요. 그러면서 어이 노래는 바로 카피 각 이러면서 바로 어,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네. 또 이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네. 추천해주신 네. 노래를 봤는데 어뭐 있어요? 그 권진아 선배님의 어, 너무 좋아요. 나의 모양 이라는 노래였어요. <gasps> 음 그래가지고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아이 노래는 듣기만 해가지고 아, 그래? <laughs> 좋아서 네. 그럼 달의 주파수 네. 다음에 저희 아, 그리고 같이 할 거니까 또 좋은 거 네. 권지아 선배님의 네. 꿈에서 만나 <gasps> 그것도 네. 너무 좋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어, 팬분께서도 이 노래를 듣고 힐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 추천해 주시는 네, 그 마음도 너무 예쁘고 저도 들으니까 아, 네. 그 마음이 예뻐서 저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진짜 좋으면 이게 그 가사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사에 담긴 그런 뜻이랑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진짜 밤 가득히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요. 맞아요. 우리 강아지님은 또 오비분이 네. 추천해주신 아 노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네. 되게 많은 곡들 중에 네. 너무 하나를 고를 순 없지만 네. 생각나는 음, 거? 저는 최근에 추천을 받았던 노래 중에 네. 아리아나 그란데 선 아리아나 그란데 님의 네. 문라이트를 옛날부터 계속 받았었거든요. 음, 맞아요. 최근에도 네, 한 번 또 편지에 이게 적혀져 있었었는데 네. 그 노래를 진짜 저는 들려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로 꼽을 수 있어요. 한번 짧게라도 들려드리세요. 어, 진짜요? 그러면 네. 잠깐만 가사 한 번만 볼게요. 네. <laughs> 오, 네, 500분들. 어, 물까지? 아, 아, 아, 왜냐면 말을 많이 해서. The sun is setting and you're right here by my side And the movie is playing what we won't be watching tonight. Every look, every touch, every touch makes me wanna give you my heart. I've been crushing on you, baby. Stay the way you are, cause I never knew. I never knew you could talk. your hands till the night I held you. Yeah. 오! 아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딱 저녁에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감사해요. 다들 이걸 들으려고 살아왔다고 네? 건미성님께서 건미성님 네 오. 맛있는 거 드세요 <laughs> 네 이렇게 네 오늘의 이달의 득송이었나요? 네, 오늘의 이달의 득송! 득송이습니다 아, 저희 또 이번에 오늘 사, 사연 주제가 과일이잖아요. 그쵸. 과일! 오. 오늘 이제 사연 주제가 과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 많은 사연들 중에서 몇 가지만, 세 가지 정도만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첫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 최리밤 김립얌이라는 네. 분입니다. 네. 최리밤 김립얌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맞겠죠? <laughs> 최리밤. 그러면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이쁘디 이번 주제가 과일이라고 해서 과일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사소하지만 적어봐요 2017년 이쁘디가 공개되면서 상징 과일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티저를 보면서 우리끼리도 상징 과일을 정해보자 해서 각자 상징 과일을 정한 적이 있어요. 저는 웃는 게 귤 같다고 귤, 당시 붉은 계열 렌즈를 끼고 있던 친구는 자두 이런 식으로 즉흥적 엉터리 상징 과일 만들기였지만 엉터리여서 더 재밌었던 상황이 갑자기 생각나서 사연을 적어봐요. 오! 예전에 강아지의 자켓 사진 촬영장에서 멤버들끼리 상징 과일이 없는 멤버들의 상징 과일을 매치해준 적이 있잖아요. 희진이는 바나나, 현진이는 수박 이렇게요. 2020년에 와서 새로 다른 멤버들에게 상징 과일을 지어준다면 무슨 과일로 지어주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디 강아지를 보면 포도가 생각나요. 우와. 보고 싶어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귀엽네요. 뭐 보고 싶어도. 어... 보고 싶어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체리밤 아. 김림냠 님께서 네. 상징과를 정했는데 귤이랑 음. 친구분은 또 자두 이렇게 정해줬다고 해요. 음. 이때 기억나세요? 강아디님의 자켓 사진 촬영장에서 탐구를 찍으면서 어.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요. 그래요? 여진이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낑깡. 그쵸? 아! 만약에 네. 강아지님이 네. 상징 과일이 딸기가 아니었어요. 어! 그러면은 하고 싶은 과일이 있을까요? 저는 네. 그렇다면 음, 복숭아나 자몽을 어. 해봤어 왜냐면 제가 자몽은 먹는 거는 조금 안, 많이 안 먹어봤는데 네. 이제 복숭아는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그쵸. 자몽은 또 색깔도 너무 네. 예쁘잖아요. 그 네. 제가 상징색인 그 코랄색처럼 네. 그런 것처럼 상큼해서 그쵸 그쵸 상큼한 과일이 좋은 것 같아요. 언니는요? 저는 저는 사과가 마음에 들어요. 아,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네. 사... 네, 좋아요. 예. <laughs> 사과는 좋은데 네. 전 가끔 상징 동물이 백조가 어. 아니었다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요. 그 언니 뭐 하고 싶어요? 키가 아니, 크니까. 백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백조 너무 좋고 사랑하는데 저도 좋죠. 어. 저도 백조 너무 좋아해요. 네. 이제 해 올리비아 해 인디님께서 음, 늑대. 로 이제 피날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큰 동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키가 엄청 크고 길이는 어때요? 아 그건 좀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뭐 뱀을 하지? 하고 싶었어요. 뱀이요? 네. 너무 무섭다. 뱀은 예쁘다. 늑대도 해치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요 뱀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늑대도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요 뱀은 머리가 지나간 자리에 한 30초 뒤에 꼬리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머리로 이제 해칠 수 있잖아요 꼬리를 잡히잖아요 그 전에 머리는 빠르게 피하지만 늑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요 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인가요? 네. <laughs>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어, 만약에 네. 지금 저희가 YY 바이와이만 과일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나머지 멤버들의 과일을 한 번씩 다 전해볼까요? 네 희진이는 그때 바나나를 했었어요. 아 왜요? 희진이 모르겠어요. 바나나 할까요? 그대로? 희진이요? 희진이 저는 희진이 아보카도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좋아하니까 좋은 것같아 예. 그래요. 통과? 네. 현진이는 뭘로 할까요? 샤인머스켓. 왜요? 상큼하잖아요. 오 그쵸. 어 근데 이제 상상도 못한 상큼함이죠. 네. 그래서 샤인머스켓. 오 되게 그쵸. 지금 음, 기똥차. 그러면 현진이 샤인머스켓 음? 통과. 음? 그 다음에 하슬이. 하슬이 <coughs> 하슬 언니는 하슬이는 에이. 과일은 아닌데 피스타치오 어때요? 피스타치오 너무 좋죠. 피스타치오 너무, 너무 잘 너무 잘 먹고 <laughs> 잠자기 전에 무슨 소리가 나는 피스타치오 먹으니까 아, 예. 히즈, 아 히즈. 하슬이는 피스타치오. 네. 자 그다음에 여진이는 여진이는 그대 낑깡 낑깡을 네. 하겠습니다. 낑깡보다 더 여든이요? 낑깡보다 더 이제 자그마한 과일 있을까요? 음, 건포도 <laughs> 과일은 아니지만 건포도 괜찮은데? 그죠?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좋다 어. 그럼 어, 여진이는 블루베리로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블루베리. 패스? 이제 비비 언니 비비, 언니. 는 어, 언니 어, 생각하고 또, 전 비비 언니 고구마요 어? <laughs> 언니가 고구마 아니 그 과일 아니잖아요 아니 과일 아니지만 아니, 과일만 좋아해요? 아니 고구마 야채가 서운해하면 어떡해요 아, 고구마 너무 좋아 비변이 고구마를 할게요 왜냐면 네. 비변이 고구마 너무 좋아해요 오비분들은 아. 아못 보셨죠? 네 죄송해요 저만 봤어요 언니가 고구마 <laughs>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쵸? 매일 보고 있... 비변이 고구마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김립 단호박이다 김립 단호박 너무 김립 좋아요 김립 단호박 너무 좋아요 김립 단호박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진솔이 진솔 언니 진솔이는 아 진솔이 뭔가 특이나 특이한 걸 주고 싶지 아, 않아요? 아 진짜 진솔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아스파라거스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길고 긴 그 길에 울퉁불퉁한 가끔은 뭐라 해야 되지? 차가워 보이는 그쵸? 그런 아스파라거스의 굴고 그쵸? 하지만 내면은 아주 맛있는 네? 맛있어요. <laughs> 내면은 어 열이다. <laughs> 아스파라거스 익히면 어, 되게 어, 그래요? 물렁물렁해져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고기랑 같이 먹는 그런 건 맛있겠다. 아, 일단 진솔이는 맛있겠다. 아스파라거스 그다음 아, 체리 체리는 여기 두리안 하나 나왔고 캐비어 나왔고 양파 단호박 나왔습니다 체리 어, 체리 뭐가 두리안? 있을까요? 두리안 어떻게 생겼더라? 아 체리를 두리안 할까요? 그래요 그래 체리 두리안 이유는요? 아 체리는 그거예요 돼요 네. 체리는 사람들은 다 체리라고 할 것 같지만 네. 체리는 네. 양파 왜요? 아니요 양파는 과일 아니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지금 앞에 그쵸 그쵸 아까 단호박도 나오고 체린의 그럼 양파 네 왜냐면은 까도 까도 계속 놀리고 싶어요 맞아요 <laughs> 체린은 그냥 모든 거를 다 놀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그 밝음이 있어서 맞아요. 신기해요 양파의 그 뭐랄까요 파워 네그 모두가 파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쵸 네. 그럼 체리 사랑해 체리 사랑해 그 다음에 다음은 끝났잖아요 이브 추극 아 그러네요 <laughs> 그러네 좋아요. 네, 이렇게 어. 저희끼리 다 정해봤고요. 우리 체리빵 김미얌님께 제가 추천해드릴 곡을 미리 정해놨는데요. 어, 동요 천국 선생님의 음. 사과 같은 내 얼굴이고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 동료 천국 선배님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요? 이 노래가 되게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네,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추천곡도 드렸고요 다음은 으츠 강아지님께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으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이살 <clears throat> 오빗입니다 음. 과일 하면 전 항상 저희 집 아. 강아지가 생각나요 강아지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은 자연에서 오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주는 편이거든요 음. 아, 문제는 강아지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 저희 집은 다들 활동 시간대가 달라서 집에 강아지와 둘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귤을 먹을 때 얻어먹고 저녁에 어머니께 가서 안 먹은 척 또 얻어먹고 아 밤에 언니한테 안 먹은 척 또 얻어먹고 어이구 <laughs> 강아지에게 줘도 되는 과일 안 줘도 되는 과일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고 주지만 혹시 너무 많이 먹어 문제가 될까 걱정이에요 음. 이 강아지 녀석의 애교 작살 눈빛 이겨낼 방법이 없을까요? 이쁘디님은 강아지님의 애교 눈빛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laughs> 어 이게 되게 네 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연의 질문이 두 개네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어, 일단 네. 첫 번째 질문 강아지 녀석의 애교 눈빛 이겨낼 방법이 없을까요? 어 제가 강아지를 또 키우잖아요. 어, 네. 하늘이를 어, 키우고 어, 있는데 하늘이의 애교 눈빛을 저는 네.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못 이겨요. 어? 언니 이길 수 없어요? 네, 이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 진짜 너무 애처롭게 음. 쳐다봐서 진짜 한순간 내가 너무 미안해져서 뭐든지 주고 싶은데 이게 주고 나면 또 후회한단 말이죠 <gasps> 왜냐면 후회요? 과일 주면 후회하면 안 되지 과일 자체도 당분이 되게 높기 아. 때문에 또 강아지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면 후회를 하죠 우리 음. 하늘이 하늘아 언니가 보고 싶다 아, 아. 네? 예? 아니 저는 근데 이제 과일을 네. 강아지를 안 키워봐가지고 네. 과일을 저는 과일 그냥 먹어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하다 생각하고 계속 먹거든요 아... 당이 많겠지만 뭐 저희는 괜찮죠 저희 괜찮겠죠? 근데, 근데 그 강아지는, 강아지는 포도 같은 것도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gasps> 진짜요? 네. 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강아지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네. 이쁘디님은 강아지님의 애교 눈빛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음... 강아지님은 네. 굉장히 걸크러쉬합니다 그쵸? 네. 저 걸크러쉬해요? 우리 강아지님이 애교 많죠? 애교 많고 귀여운데 네. 오, 어, 강아지님이 또 저보다 어른스럽고 예? 뭔가 에이 그건 아니다 의지가 될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가끔 그럴 때도 있다. 뭐 이럴 때도 좀. 예? 저보고 개출해요, 개출. 그 뭐지? 고장난 시계도 네. 하루에 두 번은 맞다는 그런 말을 뭐 누가 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야, 우리 이게. 지우도 저보다 어렸을 때도 있다 우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럼요. 네. 아니 뭐 그래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삐졌어요? 아니요, 전 괜찮거든요. 강화진님의 애교 눈빛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사실 되게 대처 못하죠. 지금도 음. 잘 보려고 지금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요? 예, 제 지금 안경 쓰고 있거든요. 음. 애교 눈빛? 음... 그냥 이제 뭐라 되지?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애교 눈빛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요? 너무 역시 이래서 잘해주면 안 돼. 저도 잘해주잖아요. 처음에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매력을. 어. 안 되겠어. 이제 좀 줄여갈게요. 예.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열번 애교 부리다가 한 번 부리면 또 이제 네. 애타겠죠? wow. 오케이 wow. 좋아요. 이제 제 계획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제 추천곡은 네. 콜드님의 네. Your Dog Loves You. 음, 아무리 과일을 많이 줘도 네. 많이 안 주더라도 네. 강아지는 우리 으츠님을 사랑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네. 전이 노래 최근에 들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있어서 네. 요즘에 계속 들었던 노래예요. 아, 밀당추라고. 오, 역시. 줄인다고 줄일 수 없어. 뭐야? <laughs> 궁수 마법사님. 궁수 마법사님. 어, 역시 마법사님. 역시. 정확하게 아세요.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딱 둘이 읽을 타이밍에 <laughs> 네. 맞춰서. 아, 네, 주둥님, 어, 주둥님께서 아 너무 웃겨 둘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예. 어, 오예 어, 이거 아닌가요 저희? 아 그렇구나. 네. 오예. 어, 그렇 안녕하세요. 2월에 졸업을 앞둔 학생 오빗입니다. 저는 과일하면 그동안의 학교 생활이 떠오릅니다. 아직 다들 어색한 학기 초에는 서로 싸운 과일을 나눠 먹으며 친해지기도 하고 친해진 이후에도 아침마다 과일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아무리 매일 보는 사이라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일이 제 학창시절에서 친구들과 저의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되어준 셈이죠. 그렇다면 이쁘디와 강아지를 이어준 징검다리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서로 반말을 쓰자고 한 케이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일하면 멤버들의 상징과일도 빼놓을 수 없는데 상징과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싸우게 된 계기? 아 싸우게 된게 반말을 예? 쓰게 된 아니 그 과일을 싸우게 된 그 아, 싸우게 된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파이트를 하고 싶나 봐요 아니요 서로 싸운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진다는 음. 게 너무 귀엽지 아, 않아 싸운 거를 네. 싸웠다고 네. 봤군요 음. 아 잘못 음. 봤어요 저는 학교 갈때 그냥 집에 있던 음식을 거의 다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어 집에요? 네. 김밥을 할머니가 이제 계란물에 부쳐주시면 오, 그것도 가져가고 막 전날에 닭발 해주시면 어, 너무 좋아요. 닭발도 가져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가져가고 진짜 어떻게 학교에 닭발을 가져갈 수 있죠? 그니까요. 아 근데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네. 닭발로? 완전 많아요. 아 대박 부럽다. 부럽죠? 네. 네. 역시 서로 반말을 쓰자고 한 계기도 너무 궁금합니다. 기억나요? 음. 기억나죠? 뭐죠? 이때 아마 저희가 이제 강아지와 제가 네, 잠깐 조금 이제 또 같이 안지도 또 오래됐고 네, 하다 예, 보니까 네. 서로 서운하는 그런 부분을 <laughs> 얘기를 하다가 <laughs> 이제 눈물에 네. 호응을 하면서 아, 우리 이제 반말 쓰고 더 친해지고 어 진짜 친 언니 친동생처럼 그래, 지내자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네. 반말 쓰기로 했는데 그 잠깐 동안 되게 반말 잘 썼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잘 했고 네. 이제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추 <laughs> 강아지님께서 언니 먼저 씻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네. 이제 고원이와 올리비아 해가 깜짝 놀랐대요 <laughs> 저 언니들이 갑자기 반말을 쓰네? 이렇게 하면서 이 누구 목소리인 줄 알겠지? 언니가 갑자기, 갑자기 반말을 쓰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동공진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아니죠. 완전 아, 괜찮은데. 네. 하긴. 괜찮았었는데 네. 왜냐면 저는 주변에 동생 친구들도 되게 많고 네. 오, 어, 많아요? 네. <gasps> 동생이. 네. 그래가지고 그냥 동생을 되게 좋아해요. 동갑도 좋아하지만 동생이 좀더 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반말 좋았는데 이제 네. 어느 순간부터 또 저희가 존댓말을 쓰고 있더라고. 아 그죠. 응. 네. 아니 근데 뭐 저만 쓸 순 없잖아요. 그렇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래? 네. 그래. 예, 끝나 보자. 그래. <laughs> 아무튼. 아 끝날 때까지 몇 분 남았지? 몇 분 남았죠? <laughs> 어 20. 아유 26분 남았죠. 아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남았다. 26분 동안 내 세상이다. 네. 그러면은 음. 뭐. <laughs> 대박인데. 아, 네. 그래서 이 곡의 추천곡이 뭐였죠? 아, 이 곡의 뭐야? 추천곡은 응. 그래. 네. 곡의 추천곡은 뭐냐면 예전에 되게 자주 들었던 곡인데 오, 네.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몰라요. 그 굿바이 서머라는 노래 아, 알아요, 알아요. FX 선배님의 오. 네. 이 노래가 기억 조작 노래라고 되게 음. 학교날 네. 때 유명했었어요. <gasps> 저는 근데 사실 이거 언니 때문에 거의 그냥 흥얼거리는 것만 들어봤지 네. 제대로 들은 건 언니 때문이 처음이었어. 그랬어? 네. <laughs> <laughs> 그랬 시작이 기억해 복도에서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 둘아 네. 음, 뭐지? 응. 혼나 혼나면서도 왜 그리도 가사를 보고 올게요. 네. 아, 기억해 복도에서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들 벌써면서도 왜 그리도 즐거웠는지 알았어 제가 노래잘 모르네요 아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예예 예, 우린 늘 쌍둥이 별자리처럼 넌 나는 나는 너였어 이런 노래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사가 보면 진짜 네. 기억 조작이 돼요 오 대박 네. 아, 이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후, 후렴을 약간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친구라는 이름 아, 어느새 미워진 이름 맞아요 이건데 아, 들어본 것같아 학교 날도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저는 학창시절 얘기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헐 저는 굿바이 썸머 뭐지? 때로는 굿바이 날 로맨스여 굿바이 이거를 뭐죠? 나나나 써니힐 선배님의 굿바이, 굿바이 로맨스? 굿바이, 굿바이 투 로맨스? 아하 처음 처음에 딱 이거 보고 이런 노래를 이런 노래인가 생각는데 어. 다른 노래였군요. 이 노래도 유명하죠. 음 맞아요. 댓글 어션님께서 수영 언니 우리 떠들다 복도로 불려나가서 같이 혼났었잖아요. 기억나? 아, 그랬군요. 저는 혼난 적 없는데요. <laughs> 와 기억 조작 당했어요. 엠버님이 작곡하셨다고. 맞아요. 아, 엠버 선배님. 엠버 선배님 너무 우와, 대단하신 것 어. 같아요. 만약에 네. 기습 질문입니다. 네. 무인도에 딱 하나의 과일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과일을 가져가고 싶으신지. 하나의 과일이요? 네. 크기가 큰 과일 뭐가 있죠? 저는 수박. 수박. 오. 수박이. 아 근데 그게 약간 수, 수분이어서. 금방 배고파지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바나나요 바나나는 너무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근데 바나나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전 가자마자 심을 거예요 그런 거 과일 그래요? 네 바나나도 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의 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네. 바나나는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잘할까 재배할까 이 <gasps>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네 그게 왜 저한테 뜨냐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거를 30분 동안 보고 있었죠 헐랭 근데 대박.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맞아요 그런 거 가끔 보면 계속 네. 보게 되더라고요 전 상어에 대해서 자꾸 보게 돼서 <gasps> 전 상어가 신해 너무 무서워요 전 근데 무서운데 그걸 보게 돼요 아 바다 속 이런 그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심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네. <gasps> 제가 한 100m만 밑으로 바닷속 높이 내려가면 전 그러니까요. 진짜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목욕탕을 갔었나요 음. 엄마랑 그러면은 냉탕에 이제 벽화에 항상 악어나 상어가 그려져 있었단 말이죠 어. 그럼 저는 그래서 어. 냉탕을 못 들어갔었어요 음. 그 하수구 안에서 상어가 나올 것 같은 어. 그 느낌?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못 들어갔었어요 저는 냉탕의 지배자였어요 어 <laughs> <laughs> 대야? 대야 두 개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저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서 그러고 다녔어요 어 뜨거운 물이요? 참 민폐였죠 네. 아유 그래도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뻐하셨는지 참 <laughs> 감사합니다. 데려가고 싶은 멤버 3명만 골라달래요 멤버 3명. 어. 혼자 갈순 어. 없을까요? 그니까 <laughs> 차라리 혼자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골라보자면 저는 해랑 예. 고원이랑 예. 아 그럼 나는 왜? <laughs> 아니 그냥 진짜 아. 아니 그게 나 진짜 그 약간 네. 그 멤버들이 이제 저랑 얼마나 주기 척척 맞아서 집을 음. 짓고 음. 그 사냥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음. 지금 그래서 뭐, 주기 잘 맞지 않아요? 네, 마지막에 언니 해줄게요 네. 완전 서운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네. 일단 혜주는 힘과 네. 그 약간의 오. 그 똑똑한 그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어.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그런 음. 거. 그리고 고원이는 힘으로 쓰겠다 이거죠. 네. 고원이는 <laughs> 계속 열심히 해요. 아. <laughs> 뭐든지 열심히 해 계속 열심히 하려고. 어. 언니 이거라도 찾아봐요 이러면서 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야 이거 부서졌어 어떻게? 그러면 음 약간 이러면서 생각하는. 되게 잘 도와주는. 뭐 그러면은 데려다 달라니까 같이 데려가 줄게요. 아, 너무 저 안 갈래요. 저전 집에 있겠습니다. <laughs> 무인도에 다니면서. 아. 저는 세 명을 뽑자면 네. 음, 저는 아, 아 진솔 언니도 데려가야 돼요. 아닌가? 아 아니 아니. 그 진솔이 아마 거기서도 아 희진이 데려가야 배달을 배달 어플로 계속 <laughs> 뭔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배달 안 되나? <laughs> 그냥 왜 그렇게 배달 어플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네. 사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그걸 구경을 하더라고요.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배달이요? 진솔이가 아, 배달 어플 구경을 너무 맞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저는 무인도에 어, 일단 생각나는 게 체리? 체리. 체리가 음. 이제 제 의견을 되게 잘 따라줘서. 어. 그리고 또 긍정의 아이콘. 아 저는 이 의견 잘 따라주잖아요. 아, 뭐 저 마지막에 고르셨으니까 아 저는 일단 체리에다가 음. 어 미워. 아, 음, 누가 있을까어 미워. 어렵다. 체리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와. 어려워가지고. 네 오늘 단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에요. 상처 받았거든요. 대못을 꽂으셨어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네.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요? 좋아하는 과일로 N행시를 해야 돼. <gasps> 어 N행시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N행시 진. 짜 힘들어해요. 근데 항상 오비분들께서 NNC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과일? 네. 언니 뭐 좋아해요? 저 진짜 많은데. 저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 저 아스파라거스 합시다. 아, 아 그럼 하나씩 해요. 그냥. 있 저희 둘이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를 그냥 나눠서 하나씩 합시다. 네. 내가 아 하면 너가 스 하고 파 이렇게. 알겠어요. 너부터 아 해. 아니 언니부터 아 해요. 저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아저 못해요 이런 아니, 거. 가위. 아. 아니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고. 안내 움직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네, 뭐예요? 아. 아. 아. 두 글자 이상 <laughs> 아 아... 이달의 소녀라고 하나? 오, 스. 스. 들어본 것 같은데? 파. 그 친구들 참 이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되나? 라. 라. <laughs> 이거 참 어렵고만. 아니 아니 아니. 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하고 있어. <laughs> 네. 아 이거 참 어렵구만 요즘 어린이들은 아 요즘 어른들은 참 문, 문화가 따라가기 어려워 거, 까지였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그길이 <laughs> 거참 문화 따라가려면은 이달의 소녀 노래를 들어야지 않겠나 토스야? 스아 엔행시 스캠 <laughs> 아스스 스 스트레스 아 진짜 어 스트레스 괜찮다 스. 스트레스 받을 땐 이달의 소녀 아, 좋아요 완벽했다 아, 어, 났다 다음 다른 과일 해봅시다 다른 과일 다른 과일? 응. 아 너무 어려운데 나 진짜 식은땀 났어 무화과 한 명씩 어때요? 무화과? 응. 더긴 과일 없어? 더긴 과일이요? 응. 긴 과일 추천해주세요 오빛들 세상에서 제일 긴 과일 이름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볼까요? 음 좋아요 긴 과일 이름 무엇이 있을까요? 아 지금 뭐예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드래곤 후르츠라고 <gasps> 드래곤 후르츠! 어려운 드래곤 후르츠 그럼 저부터 해볼게요 네자 운 띄워주시고요 하나 둘셋드 드... 아 너무 어렵잖아 아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재밌다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어. 레 레알? 와 진짜? 정말로? 건. 아, 건 너무 어렵잖아요. 건. <laughs> 아. 곤. 지암 귀신은 상상의 상상이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와안 뭐, 돼요! 건드레 만드레 나는 후아 너무 어려워 왜 NX를 한거 네. 그래? 르. <laughs> 르. 르라! 츠. 츠리야! <laughs> 츠리야! 츠리야! 츠리야! 다음부터 저희는 NAC를 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식은땀이 났고요. 저도 지금 너무 더워요. 제 개그 인생에 네. 5점을 남긴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럼 다시 진짜. 제가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만회하고 싶지 않고. 아, 그래요? 조용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아니, 아~ 다행히 뭐 NAC 오비들은 잘하시나요? 궁금하네. 호열. 개수 마나 미나미타라는 과일이 있답니다 언니들 호열 개수 많아 미나미타? 네. 진짜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그 지어내신 거 아닐까요? 그니까요 급하게 이언니들 지금 당장 머리가 복잡해지게 하겠어 골드 파인애플 골드 파인애플도 있군요 음 Strawberry. <laughs> 은퇴선언 <laughs> 여러분 드래곤 후르츠로 NAC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1번 후르츠 진짜 어렵거든요 N행시 금지령 추다당님께서 오빛 이행시가 진짜 레전드였네 <laughs>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 원래 잘하거든요 뭐래요 제가 근데 생방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요 저도 알레르기 있나요 저 진짜 알레르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긴 과일 이름이 60글자가 넘어서 여기 다 안 써진대요 아. 왈라비아 해가 아, 거짓말 아닌가? 아니야 해주 않을걸?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망기스 망고스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도 있어 베리베리 <laughs> 스트로베리 우와 망기스 망고스탄 갑자기 립클리스님께서 다른 얘기로 돌리시며 드디어 이달의 소녀가 컴백해요 아 감사합니다 권미성님 드디어 컴백합니다 네. 감사해요 다른 얘기로 천혜향 어, 드라마틱한 야 저희 NX 때문에 지금 땀나서 아 진짜 식은땀 났어요 저. 아. 아 저희는 사실 과일 자주 먹죠. 네. 네. 짱 좋아하죠. 집에도 있죠. <laughs> 드래곤으로 진 n 시아저 진짜 이제 NNC 못해요. 진짜 NNC 못합니다 여러분. 그쵸? 아사이베리가 있네요. 아사이베리 좋아해요? 네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아사이베리 그 집도 먹어봤고 네. 아사이베리 그 보뚜라고 알아요? 저 완전 좋아했어요 알아요? 가로수길에 있었잖요 대박! 대박 저 저만 하는 줄았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 연습생 때짱 많이 갔었어요 왜? 저는 학생 때짱 많이 갔었어요 마주친 거 아니에요? 세 번? 이래서 대박이다 저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요? 네. 저 좋아해가지고 그 컵이 너무 작은 거밖에 못 먹었어 아, 속상했어요 아, 저큰 것도 먹어봤고 진짜 그막 바나나 그 막 올려가 진짜 너무 맞아 맛있어. 맞아 그 위에 막 그거 막 견과류 같은 거 뿌려주고 네. 제 팔을 되게 주물럭주물럭 아! 말랑말랑해서 계속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보뚜가 없어진 게 네. 너무 속상해서 저도 매일 밤을 울었답니다 그니까요 아, 왜 없어진 거지? 그랬을 거면 진짜 용돈 다 거기다 썼고 헐 저희가 사연을 되게 빨리 읽어버려가지고 그쵸.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 그러면은 듣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비분들께. 음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하잖아요. 아 저희 네. 이번에 아육대 때 촬영을 하면서 네. 오비분들이 이제 많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아 진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진짜 너무 깜깜했어요. 왜요? 되게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간식이 있으면 여기 몰래. <laughs> 다음 아육대 간식은 다음 그걸로 제가 때 간식으로 힘을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희가 전날에 네. 미팅을 했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그쵸? 아마 지치셨어요. 그래서 오프분들도 진짜 너무 피곤하셨을 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진짜 잠을 포기하시고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맞아 감사했던 그래서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이렇게 입모양으 했는데 제가 입이 작아서 못 네. 알아들으셨나 봐요. 아, <laughs> 입 작은 드셨어요 이랬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 진짜 저는 응. 네. 요즘에 요즘에 제가 하는 취미 같은 걸 얘기해 드릴까요? 네. 요즘에 요즘에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자작곡 만들기에 빠져가지고 음. 우리 강아지님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막 녹음하고 곡 만드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지내고 있고 또, 아, 그, 저 광고 찍은 음거 음. 되게 오빛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 기건, 뭐, 네, 네, 맞아요. 기건을 진짜 동물들은 네. 그것도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쵸. 네, 가짜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찍었었는데 그 강아지 타티 아, 타티가 타티. 힘이 굉장히 세요 <gasps> 언니를 들어 올렸어요? 네 제가 막 끌려다니고 음? 그리고 주인분을 되게 좋아해 주셔가 좋아해가지고 음.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었고 네또 우리 강아지님의 네 요즘 취미? 요즘 취미요? 네. 음, 저는 요즘에 음,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음. 아 저는 요즘에 이제 음. 다이어트에 취미가 들려서 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취미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맛집 찾기. 아 맛집 제가 찾기. 맛집을 좋아요. 되게 많이 찾아다녀놨거든요. 네. 찾아놨어요. 이제 저희가 뭐 나가게 되면 네. 뭔가 음식점 같은 거를 되게 유명하게 이렇게 엄청 많이 캡처를 해놨단 말이죠. <gasps> 진짜. 진짜 많죠. 네. 엄청 캡처해놨어요. 진짜 네. 막 짬뽕 맛집, 네. 뭐 육회 맛집, 그리고 회 제가 또 맛이 들려가지고 네. 꿈에 원래 제가 회를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어, 맞아. 못 먹는다 생각했었는데 네. 옛날에 이제 학생 때 정은이가 야 회 먹으러 가자 이러면 회? 회를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꿈에 얼마 전에 회가 한 번 나와서 하얀 색깔 회를 제가 한 번 탁 씹었는데 네. 오독하니 너무 맛있고 오. 어. 싱싱하고 그 초장과 와사비장 그, 그, 아, 그 맛이 그 경계가 자꾸 바다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꿈속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회를 시켜 먹었죠 음 기억나요 그 꿈도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그죠 네. 회를 먹는 꿈을 꿨는데 음. 회가 좋아지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이제 해가 좋아졌어요? 네, 저 좋아졌어요. <gasps> 대박. 그게 아마 방어회였을 거예요. 꿈에 나왔던 아, 하얀색 회가. 그래서 제가 무슨 회인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그냥 그 모든 회를 시켜봤거든요. 네. 내가 먹었던 그 꿈속에서 회 이름이 뭘까 했는데 모든 오, 회를 시켰는데 하얀 색깔 그 친구를 먹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꿈에서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도독해서 너무 맛있어서 이 친구로 정했다 이 생각했죠. 회를 좋아졌어요. 육회도 좋았죠 육회 너무 맛있죠 제가 이달의 소녀가 되고 참 좋아진 게 많아요 입맛이 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끼한 것도 좋아지고 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요즘에 꿈을 또 진짜 너무 자주 꿔가지고 어 언니는 너무 자주 꿔서 무서워 그니까요 무서워요 너무 잘 맞추고 진짜 소름 돋는 꿈 되게 많이 꿨었는데 네. 제가 또 이번에 신기했던 게 음. 1월 1일 되고 네. 꿈에 생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잡으려고 하고 네? 막 제가 평소에 쥐를 안 좋아하잖아요. 엄청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강아지가 저랑...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laughs> 아, 쥐가 갑자기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다 이러고 이제 깨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엄마가 이제 해가 바뀌고 꿈꿈인데 아, <gasps> 잘 됐다 올해가 쥐띠의 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난 진짜 꿈을 잘 꾸는구나 이 생각했어 음, 대박이다 신기하죠 아니 언니가 쥐를 이제 무서워하니까 저번에 저희 그 베트남 AAA 네, 시상식 네, 저랑 호텔방 같이 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언니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네. 갑자기 햄스터 사진을 딱 보여주더니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네. 갑자기 뭔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으 아, 이거 화면 좀 제발 나가 제발 꺼달라고 막 저기 아 그러니까 그때 햄스가 너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어. 핸드폰을 못 만지는 거예요 막 아, 온몸을 진짜. 부르르 떨면서 막 머리를 네. 비비 꺼고 막 몸을 비비 꺼고 침대에서 막 덤블링을 하다가 물구나무를 서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직도 영상 있는 거 알죠? 네. 근데 한 2시간 한시간만 보세요 한시간 넘게 계속 그걸로 저희가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계속 진짜. 똑같이 따라하고 저는 그 뒤에 까만 눈동자가 너무 무서워요 흰자가 하나도 없이 너무 귀엽지 않아? 까만 자로 가득 차 있고 음. 손은 작지만 갈기갈기 갈라졌고 어, 그게 뭐예요? 소리 없이 어? 빠르게 달려가는 너무 강아지 같아요 어딨지? 아, 찾지 마세요 <laughs> 너무, 너무 찾고 싶다 네, 여러분 이렇게 햄스터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55분이나 되어버렸네요 어느새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아니 음. 여러분이 영상을 풀어달라고 다들 아 이거 여, 영상 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김립 출석이라는데 김립 어디 있죠? 김립이 아까 온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김립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김립 김립이야 해. 리비아. 아, 이게 김립을 부르게 되면 김리비아 해로 부르게 되는. 김리비아.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 김정은은 아 김정은은 아 진짜 저랑 성향이 다르다 느껴요. 오. 어. 너무 친하고 진짜 네. 친동생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TV를 보는데 네. 어떤 사람이 울어요. 그러면은 정은이는 아 우네 아 속상해 아 근데 왜 왜? 뭐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울기 전에 일단 저거부터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 어떻게 얼마나 저렇게 하면 저 자리에서 울까 속상해 누가 안 달래주나 안 달래줘서 속상하겠다 막 이렇게 완전 다른 관점으로 TV를 어... 봐도 예. 다르게 해석을 리, 리프가 왜요라고 <laughs> 아주 또 단호하게 아 진짜 리비는 네. 다른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그쵸? 네. 아, 신기해요 항상 항상 신기해요 어떻게 나랑 얘가 친구지? 싶을 정도로 신기한 점이 신기한 그게 있는데 맞아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에 끌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또 다른 거에 맞아요. 끌려서 또 강아지와 제가 만나게 되었죠 파워 이성적인 갬립이죠 네 여러분 진짜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돼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평소에 되게 막 시끌벅적하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 약간 조금 차분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감성적인 라디오였달까?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과일이라는 상큼한 주제로 오빛들이랑 이렇게 네. 다리 주파수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이제 오빛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소개를 하고 오빛들이 네. 막 여러 가지 과일들도 알려주면서 네.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빛도 그렇죠? 네! 자, 다음 달의 주파수 사연 주제는 빰빰 설날입니다! 오! 네! 명절을 맞이하는 오빛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설날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음 11 DJ 멤버가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맞아요. 꼭 다음 방송 시작 전까지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음. 이달의 소녀 공식 팬카페 달의 주파수 게시판에 꼭꼭 사연을 남겨주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달의 주파수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일1 d j 로 돌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의 일일 d j 이쁘디 강아띠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